자 시동 켜시고 3 2 1 자 고도 올리세요 고도 200까지 자 뭉쳐 자 거의 다 왔습니다 かった。 자 2층 먹자 2층 13명 Ha ha ha ha ha ha ha!